이래도 갈수 있나? 앉아봐. 앉아봐. Thank mm -hmm. you. 올라가야 되는 길이 없네 잘못 왔다 아 가면 되겠다 쭉쭉 가면 되겠네 Welcome, welcome.